진짜 오랜만에 쿠킹 클래스를 들으러 가고 있어요. 이렇게 확진자가 많이 나올 줄 모르고 쿠킹 클래스 예약을 하면서 남편이랑 루카스랑 수업 듣는 동안 산책을 한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 위험해져가지고 남편하고 루카스는 그냥 집에 있기로 하고 저만 혼자 나왔어요. 선생님이랑 진짜 몇 달 만에 만나요. 계속 계속 빨리 빨리 그래서 가염버터를 쓴거 가염버터 썼 本田で 고민했어요. 무알콜 맥주 사올까? 무서워. 너무 맛있겠다. 너무 맛있겠다. 먹어버려. 너무 맛있지 않아요? 진짜 너무 맛있다. 음, 맛있어. 아, 원래 볼려면 이렇게 먹는 거야? 어, 오렌지. 원래 오렌지 나. 여러 개.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만 잘라서. 푸석푸석 절대 못 기다려 한쪽 면 입을 때까지 절대 못 근데 푸석푸석해지고 진짜 맛있어 काम आगे बढ़ने के 간장 안 갖고 왔어 맛있네 음. 어디 놀러 갈 때 사가도 되겠다 캠핑 갈 때 사갖고 가서 해먹으면 간단하고 좋은데 일본에 있을 때부터 이 시리즈를 계속 살까 말까 했었는데 오늘 엄청 싸게 파는 걸 보고 냉큼 집어왔어요 이런 크리스탈 접시는 여름에 과일 같은 거 내기에도 좋고 냉파스타 같은 거 시원해 보이게 세팅하면 너무 잘어울려요 와인 안주 같은 거 여기다가 내도 예쁘고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사이즈는 일반적인 디너 플레이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수박을 이렇게 한 통 통째로 사본 거는 처음이에요. 어떻게 잘라야 되지? <laughs> 얘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gasps> 반을 잘라야 되나 또? 아, 이거 좀 누구 나눠줘야 되겠는데. 아빠 나오라 그래. 잘 먹을게라고 말할 순 없어 지금. 왜? 짠하고 먹어야 될거 짠할 거야? 아, 짠해야지. 이럴 땐 짠하는 거야. 수박 맛있지? 응. 음. 아빠. 어? 여기 씨가 없어. 아예. 어디 있었어? 밤새 신나게 놀았구나. 장난감 다 꺼내고 놀았어? 오늘은 루카스하고 테슬라 매장에 가려고 해요. 루카스가 되게 차를 좋아하는데 자기가 어른이 되면 꼭 테슬라를 살 거라고 막 그랬었거든요. 테슬라에서 저한테 차량을 빌려주시겠다고 그렇게 연락이 와서 루카스의 꿈을 좀 빨리 실현시켜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엄청 비가 오고 있어요. 오늘 좀 비가 와서 날씨가 되게 쌀쌀하네요. 충분히 거리를 두고 끼어들려고 이제 방향 지시등을 키면 왜 안 끼워주려고 속도를 더 낼까요? 그 차 한 대 안 끼워준다고 자기가 훨씬 더 빨리 가나? 그 심리가 이해가 안 돼요. 왜 안 끼워주지? 여기 어딘지 알아. 들어가자. 엄마. 어. 아빠 앉아보고 싶은데 저기 잠겨놨어. <laughs> 문이 잠겨 있어? 어. 여기 어디에다가 아, 그게 튀어나와? 응. 이렇게 보면 디자인이 귀여워가지고 차가 좀 작아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굉장히 크게 느껴져요. 안녕. 아 눌러서 열었어? 아아 음. 이거 누르라고? 어떻게 열는지 알아? 몰라? 안에도 볼 거야? 너는 무슨 컬러가 좋아? 나는 검은색이 좋아? 그게 제일 마음에 들어? 쟤는 쓰리다 그지? 블 <laughs> 모델 X 차량에 탑승을 했어요 와 너무 신기해요 일단 성수동에 가서 밥을 좀 먹으려고 하는데 전기차 제가 전기차를 한번 타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진짜 조용하고 좋더라고요 차키도 너무 귀엽죠 루카스가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출발해보겠습니다 확실히 세단을 운전하다가 SUV를 운전하니까 시야가 높아서 편한 건 있는데 사이드미러 보기가 되게 어렵네요 이거 운전하기 편하고 그리고 서스펜션 나쁘지 않고 개방감이 되게 좋아요. 엄청 앞이 시원해요. 난 이게 마음에 들어. <laughs> 모델 X차 탈래. 루카스 어른 되면 모델 X차 앞에 보행자 응. 어,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그럼 세상에서 제일 좋은 테슬라 탈래. 이렇게. 어, 근데 나 감이 없어가지고. 무섭네 무서워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다행히 후방은 카메라가 있습니다 이게 차가 계속 타야 되는데 안 타가지고 좀 삐그덕삐그덕 소리가 나 차가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자꾸 가솔린 차처럼 운전을 하려고 하는 버릇이 나와요 빨리 익숙해져야 될 텐데 근데 이거 하다가 제 차 타면은 되게 답답할 것 같아요 나가서 왼쪽 그리고 제일 만만한 메뉴로 몇달 만에 식당에서 밥을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카스 어디가? 어디 갔어? 여기 있다. 찾았다. <laughs> 근데 우리 어떻게 나가? 나가는 길 못 찾겠어? 만지면 안 돼. 아니, 조심해. 거울에 부딪히지 않게. 어. 저쪽에 내가 있어서 깜짝 놀랐어 아 너무 좋다 어, 지금 이런 것처럼 지금 떨어질 것 같았잖아. 왜 떨어져? 엄마가 손 잡고 있잖아. 그럼 엄마도 같이 떨어졌어. 엄마 이 그림 색깔이 너무 마음에 들어. 음. 어 이거 포스트잇 아니야? 포스트잇? 고양이 집. 모리랑 조이가 음, 좋아할 것 같은데. 아, 텐트도 이렇게 생겼지. 가운데 막대기. 아, TP 텐트. 이거 네. 이상해. 날씨 너무 좋은데?